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오늘은 일렉트로마트에서 구입한 로지텍 럭키박스와 제닉스 럭키박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지텍 lucky box는 G102, G304, G703, G903 제품이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네, 이 제닉스 lucky box에는 스톰 X M1, 스톰 X G2, 그리고 타이탄 G 모델의 마우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닉스 lucky box에는 gaming chair 교환권도 들어있다고 하니 참 기대되네요. 자 그럼 제닉스 lucky box를 먼저 unboxing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bonding이 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인가요? 끝. 잘 과연? 아. 제일 저렴한 스톰 X M1 제품입니다. 그래도 뭐 가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제닉스 럭키박스에는 스톰 X M1 마우스가 나왔고요. 네,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다음으로 로지텍 럭키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여기선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과연 좋은 게 나올 것인가 아 우지텍 럭키박스에서도 어, 제일 저렴한 G102 마우스가 나왔네요 뭐 이것도 인터넷 최저가랑 비슷한 가격인데요 네, 이렇게 로지텍 럭키박스는 19,900원에 1인당 한 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닉스 lucky box는 한 개에 9,900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제닉스 럭키박스랑 로지텍 럭키박스를 언박싱 해봤는데요. 음, 뭐 만족스러운 <laughs> unboxing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습니다. 그럼 오늘 unboxing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